safe and sound I'll tell you delicate things Like when the leaves fall in spring I don't wanna let you down Tell me you're safe and sound I'll tell you delicate things I'll tell you delicate things I love's unbreakable But far from my soul Is a person that's better for you And I wish that was me, but 아이고. 음, 난 맥주 먹을 거야. 비밀번 응, 비닐 사이 나니까. car. There's not much to do when all I can is thinking about you. that's all I wanna do I hope that you are safe and that I will see you soon If I can lay down beside you power I hope that you are safe and that I will see you soon. 뜨면 안 돼? 백종원 그거? 아 기다려봐. 어, 진짜 좋더워 우리 한 우리 찍어 달라고. 뭔데? 집에서 병아리로 키우는. 표정이 안 좋은데? 어디서 먹었지? 나 이거 먹어봤다. 이런 맛. 그냥 나랑 가면 다르잖아. 응. 근데 뭔가 확실히 생각하고 싶은 좀 진짜 거기 입고 갔는데 막. 아 본토? 응. 그렇 보시니까 보기 둘다 저렇게 아는 척하네 이러는 거 아니야? 아. 아, <laughs> 진지하게 반응하죠. 진짜 그렇게 생각해. 들켜서 놀랐다. <laughs> 진짜 태클 거리는 거야. that's only part of the story. that's only part of the story 우리 야 니도 내한테 뭐. 빨리 그거 잠금 풀리게 빨리 사는 거 서면 어? 아 맞다 근데 니네 야 근데 근데 있 얘가 3 애플워치 3가 그거 됐는데 업데이트 안 된대 이제 3, 3까지 안 된다고? 어 3가 안 되고 이제 포, 그,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데 민소 3잖아 나 3인데 니3 한다? 응니 3 한다? 짜고 얘, 까지는 마스크 음, 짜길래 와 개맛있다 그니까 당면 진짜 맛있네 응. 음. 약간 당면 추가해야 될 것 같지 않아? 아, 추가해달라도 줍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음. 잠깐만요. 옛날에 영상 통화한 거를 녹, 녹화해 놓은 게 있거든요. 어, 뭐지? 잠깐만요. 임을 볼게 사방을 다 봐야지. 진짜 객관적으로. 그러니까 객관적이지. 잠깐만요. 아 목소리만 들어도. 진짜 금지. <laughs> 근데 사진에는 이물이 별하지만 아니 안 되시겠어요? 이 사람 이 카페 좀 많이 이게 제, 이게 제 손이거든요. 카페 구경시켜 카페 사장이에요. above this life marriage to the poltergeist Trying to hold on to love, but it's forcing my time So much, but I lie from a falling sky Apply to the forces above us Keep holding on to this present time Inspired by the ones that were left behind us We fell for the light of a foreign sky Applying to the forces above this life